지하 확보 중. 이메인. 충전이 필요해. 아. 새 처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지하 됐다. 세명 처치.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내가 봐도 난 너무 멋져. One enemy remaining. No. Hey, oh, enemy remaining. Flawless. Goodness. 눈을 가려주지. 죽어. 세척지.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게 나게. Oh, shit. Nice. You're so good. No charges. No here. charge healing Last player standing. One enemy remaining. 와우! 와우! 좋아, 가자!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눈 가려라! 꺼져! 자치 완료! 궁극기 준비 완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 enemy remaining. Got, got, got. Defenders win. Take hold.